반장 정원이야 일단 반장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와야 돼 알겠지?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고 너안 정했다! 너 지금 내가 확인 들어간다 엔 아카데미에 재입돼야 With Bam 밑밥 좀 깔고 김동산이라고 해 엄청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거든? 네가 제일 많은 니키야 이렇게 해줘 저는 비주얼로 이 아카데미를 접수하러왔어 모범생인 희승이야 지금 복장 그거 뭡니까? 아, 학생 시험 문제 풀어야죠 너무 궁금하잖아? 쉿. 그거는 아직 비밀이야 예! 정원아가 어? 아, 말하기요 말하기요 야 안녕. 안녕.